어깨 어깨 어깨 닿냐 어깨 어깨 게임 할래? 어깨는 뭐냐면 7점 내기야 돌아가면서 3점을 쏴 강원이가 시작해서 넣어 근데 너가 못 넣어 1점이야 7점 먼저 쏴면 나가는 거야 누가 1점이야? 너가 1점 먹는 거야 아. 근데 만약 에 얘가 넣고 내가 넣고 너가 못 넣고 그럼 너 2점 먹는 거야 아, 그 7점 먼저 먹으면 아웃지 아. 그렇지 근데 만약 얘 넣고 나 넣고 너 넣고 너가 못 넣고 너 3점 오 네. 정원이부터 시작해서 넣고 넣고 넣고 넣고 못 나가면 4점 그렇지 오케이 렛츠 기릿 일단 7점 먼저 나가는 사람이 지는 걸로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원래는 1등 구하는 건데 어, 약간 기도 있지 저는 일단 그카라 먹을 거예요 좀 비싼 거? 좀 비싼 거 일단 아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형이 1등이에요 그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2등 3등 용현이 4등 어우 용현이 다음은 편하게 해주 용현이 훨씬 좋았어 나만다 네. 오 아! 아하 이러면 이러면 1점 1점 1점 어우 용현이 다음에좀 편하게 해줄게 아 강원이 니 좋아 알것 같은데 아니야 이.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누구야 누구야 나 1점 1점 1점 1점 맞아 맞아 설계설계 나만 넣으면 돼 나만 나만 넣으면 돼 동현이 화이팅! 야 아, 길라지마 어이 어이 어이 하나, 하나. 더 떨렸다. 오. 두 개. 그 부메랑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입만 맞출 거야. 안 넣어. 맞아 맞아 나만 넣으면 돼. 야 그래야. 야 너야 재밌지 역전하는 맛도 있고. 아니, 아니. 내가 드신 거죠? 뭐야 <laughs> 뭐 주문하신 아이스워터 3개나 나왔습니다 아또 동생 사주려고 연기 하나 힘들었다 알고 있어요 아. <laughs> 이달라 닮았다고 하는 사람 도롱이딱 시작하기 전에 아 별거 없다고 그럼 어떤다 했거든 막상 시작하니까 개발리더라고 <laughs> 그 사람 공개하면 다 골랐잖아 막 스킬이 좋다고 그런 거 아닌데 피지컬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찍어 누르더라고